진짜 좋아하잖아 <laughs> 아이고 더워요 아이고 더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Nena Nena Chào Chào Chào Chào Chào 어이구 뭐 얼굴 맞 얼굴 얼굴 맞어 어떡해 부빠 짱! 부빠 짱! 짱! 비 짱! 오부 삐! 오빠 지질해 짱!